이미 이상해요. 저기 뭐예요? 응? 네? 저기 뭐예요? 오지. 자, 6월 19일 토요일 몇 시죠? 5시. 네, 네, 네. 4시. 4시. 윤준이 아나 잘못 해 거였어. 4시. 4시. 4시. 그 다음에요. 저희가 3개로 송출이 돼요. 올라 볼게요. 최열리 학생 맡아보세요. 헬로 모릅니다. 윤재님 모른다. <laughs> 어? 이랬어. 비트 패스프로요. 선생님이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? 정답 없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세 가지는 송출이 될 예정이고요. 몇, 저희가 몇 분 동안 하죠? 조준 학생? 90분이요. 정답. 선생님, <laughs> 선생님. 이번에 영상통화가 한 1분 30초라는데 사실인가요? 여러분, 까먹으시면 안 돼요. 90초입니다. 중간에 끊지 마세요. 네. 네. 네. 저희 아리아즈 온라인 어, 코드 어, 어, 건방져 건방져 저희는 안 커요 아리아즈 레터 네, 수업 뭐 완벽했죠? 전 저는 불만 있습니다 뭔데요?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한테 배우기 싫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없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거 보세요 떠는 사람 강시영 강포 강시영 오늘 남으세요 감사드리고 가시고요 청소년과 장유깽 최우리님 너무 작아요. 153cm 그 너무 작아요. 그래! 나와서 같이 말상 쓰고 저 제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제 청소하고 집에 가자. 네, 다 봅시다. 끝 넘기고. 나는 그럼 저는 먼저 가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또 반찬은 원래 끝까지 남아있는 거 맞아. 반찬 아닌가? 선생이에요, 저는.